저희 첫 번째 곡으로 테디라는 루이스네 슈킨테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플룻의 김지윤님, 섹스포니스트의 이수정님, 베이스의 이동민님, 드럼의 이성구님이었습니다. 저는 지민 들어주실 거요? 감사합니다.